오늘은 찹쌀떡이 담긴 방울이를 물고 있는 푸들을 색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태성입니다. 1편에 이어서 2편 채색 작업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바구니 레이어를 만들어서 바구니를 한 가지 색으로 칠해줍니다. 그 다음 엿도 레이어를 만들어서 칠합니다. 찹쌀떡과 나뭇잎도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 칠합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하면 추가 채색을 하거나 색을 조정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처음 채색은 일반 연필 브러쉬를 이용합니다. 이제 푸들의 몸 전체를 한 가지 색으로 칠하겠습니다. 푸들의 외곽선을 연필로 따라 그린 다음 페인트통으로 색을 채워줍니다. 푸들의 몸채색이 끝나면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눈 부분을 하얗게 칠합니다. 이제부터 푸들의 털을 칠할 건데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여러 색을 겹쳐가면서 채색해 줄 건데요. 붓 브러쉬를 선택해서 브러쉬 크기를 작게 조정하고 털의 방향을 따라 그리듯이 칠해줍니다. 아이패드에서 흑백으로 푸드를 그릴 때 이미 털의 방향을 어느 정도 그려줘서 그 선을 기준으로 채색합니다. 손을 많이 움직여야 하지만 색이 더해질수록 구불거리는 털이나 털의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털을 그리는 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스케치할 때처럼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약간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털을 그릴 때 쓰는 브러쉬는 특별히 어떤 걸 써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붓 계열이면 괜찮습니다. 연필 계열 브러쉬로 털을 그리면 브러쉬 크기를 아무리 작게 해도 나중에 보면 털이 딱딱하게 보이거든요. 이제는 밝은 색 털을 그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강아지의 털은 윤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진한 검색 털을 가진 강아지라도 빛을 반사해서 군데군데 광택이 나게 됩니다. 실제와 완전히 똑같이 그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털에 빛나는 부분을 표현해주면 강아지 그림이 아주 실감나게 되죠. 모니터마다 색감이나 밝기가 조금씩 달라서 채색을 할 때 최종적으로 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모니터가 있는 게 좋은데요. 털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어 두면 신티크 등에서 채색을 한 후에 기준 모니터에서 색을 보정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색 보정은 포토샵 상단 메뉴 중 image adjustment 항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 부분도 바탕에 흰색을 깔아주고 눈과 코에 색을 칠하겠습니다. 털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눈 윗부분부터 칠해줍니다. 눈 윗부분은 이미 선 작업 때 칠해주었기 때문에 색을 칠하면 더욱 진해지고 눈 아랫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어두운 색이 됩니다. 코도 같은 방법으로 칠해줍니다. 코나 눈 주변은 털이 짙은 색이거나 짙은 색 피부가 드러나는 부분이라 어두운 색을 조금 더해줍니다. 눈과 코 채색이 마무리되면 털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눈에 반사광 부분을 표현합니다. 눈 반사광을 칠할 때는 흰색 연필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눈이 훨씬 초롱초롱해졌죠? 지금 그리는 푸들은 수염이 없지만 검색이나 흰색 수염이 있는 경우에는 반사광을 칠하는 레이어에 수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림자선을 그은 부분에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회색을 더해줍니다. 그림자 부분 채색이 끝나면 이제 강아지가 물고 있는 바구니와 찹쌀떡을 칠합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찹쌀떡과 엿, 그리고 나뭇잎 채색이 끝나면 바구니 채색을 합니다. 바구니 색은 단순하지 않게 여러 색을 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대박이라는 글씨에 색을 칠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채우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스케치북 앱에서 사인을 해주고요. 그림이 완성됐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